도착했어요.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 안녕 baby들 hi baby 아린 baby 저는 아린이고 민주 baby 저희가 어디 가고 있죠? 부산 부산 가고 있습니다. 부산 가서 트인 촬영 같이 하려고. 나는 구경 못하고 아린이는 이러고 구경 가고 왔대요 그러면 촬영 같이 갔다 오자 음. 그럴까요? 네. 네. to the Cause I don't love you, but